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좀 색다르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이 레프트에는 생존 모드 말고도 창조 모드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 이 창조 모드를 통해 엄청난 것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초대형 리조트를 만들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기본 토대부터 닦아야겠죠 짜라라라라짜 그야말로 거의 물에 떠있는 섬 느낌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창조 모드기 때문에 제 원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<laughs> 계속 이러니까 무슨 달리 게임 하는 것 같다 오케이 우와 <laughs> 어꽤 크다 이 정도면 아니야 아직 이 정도는 모자라요 더더 더 파야 돼 와, 오케이. 판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참 가야 돼? 와이 정도면 걸어다니는 섬 그 자체인데요? 자 일단은 뭐부터 지어볼까요? 우선 수상 리조트기 때문에 잠잘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부터 만듭시다 오늘 진짜 휴지에 슈퍼 럭셔리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몇 층짜리를 만들까요? 한 4층 정도면 되려나? 이거 진짜 뭔가 본격 건축가가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좋아요 일단은 호텔의 기본 코대는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듭시다 계단을 1층은 로비니까 이쪽에다가 뚫어줄게요 그래 이렇게 오 완벽해 여기 옥상은 테라스로 쓰는 거야 좋아 이제 뼈대는 완성됐습니다 휴지 리조트의 첫 번째 수상 호텔 와 근데 이거 건식 은근히 어렵다 요 건물 만드는 데만 거의 한 30분 걸렸어요 지금 뼈대만 만든 건데 그래도 이 수상 리조트가 완성됐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문을 여기다 깔자 이렇게 문 두 개 세팅하고 나머지는 차별화가 딱 되게 나머지는 그냥 나무 벽으로 막는 거죠 좋아 여기 이제 벽을 빙글빙글 두는 겁니다 짜자자 오! <laughs> 이렇게만 해내는데 벌써 느낌 나오는데? 저기에다가 이렇게 깔아두고 누가 봐도 딱 들어오는 입구 느낌 나게 여기 깔고 <laughs>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호텔이 아니라 약간 던전 입구 같은 느낌인데? 1층은 로비로 쓸 거고 2층부터는 저희 리조트에 놀러 오신 손님분들을 위한 그런 약간 휴식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창문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2층부터는 좀 느낌있게 풀립창으로 딱 만들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취지의 특급 수상 호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 완전 느낌 있지 않아요? 어, 1층은 로비로 쓸 거거든요 로비에 좀 세팅합시다 로비를 정말 딱 예쁘게 여기가 로비입니다 아니 여기 로비가 아니라 약간 족장이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층부터 <laughs> 손님분들을 위한 스위트룸이에요 야간에는 바깥이 잘 보이는 뷰로다가 저희는 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밤이 되면은 그냥 낮이야 낮 어? <laughs> 밤에도 정말 환하게 빛나는 휴지 호텔 휴지의 수상 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 딱 들어오시면은 로비에서 안내 요원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손님 몇 분이세요?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안내 받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꿀잠 자는 거지 오. 좋아 이렇게 옥상 테라스까지 오직 딱 두 사람만을 위한 야외 옥상 테라스예요 여기다 이제 꽃까지 심어주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프로포즈를 한다? 그러면 100% 성공인 거지 와 이거 꽃 핀 거 봐요 야외 테라스 그 자체 아닌가요? 어 좋아 완성됐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호텔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거 만들어 볼까 여기는 약간 이제 어, 음식을 먹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릴 세팅 샵 그래 그래 여기는 약간 부페인 거예요 부페 야 부페 느낌 제대로다 여기다가 싹 깔아놓고 그냥 음식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 오 최고급 식당 느낌으로 쪽에다가 어, 테이블 테이블 어디지 테이블 오케이 이렇게 자그 다음 이렇게 세팅도 해놓고 의자 오케이 와 느낌 제대로인데? 뿅뿅뿅뿅뿅뿅뿅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야외 음식장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이 딱 오셨으니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,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명품관을 만들 겁니다 이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? <laughs> 선반에다가 물건을 다 싹 다 세팅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샵 깔고 그리고 여기서 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대 딱 설치해두고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고객분들을 위한 이야자나뭐 자연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어 부어 저희 휴지의 특급 수상 호텔에서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 일단 저희 호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비에서 먼저 체크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지금 두 명이서 왔는데 방 있나요? 자 지금 위쪽 올라가시면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자 이렇게 위쪽 위쪽 올라가면은 야 저희는 자연 친화적인 호텔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원목으로 만든 해먹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님분들 여기저기다 옷을 좀 걸어 두신 다음에 이쪽에서 아주 푹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층 옥상에 올라시고 있으면은 어, 낭만 그 자체인 옥상 테라스가 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달빛을 쫙 보고 있으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낭만 그 자체예요 크 어, 그래도 아무리 여행이지만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취침을 취하시고 나면은 그리고 저희 호텔은 또 완벽한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 딱 누워가지고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무셨으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호텔의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생연어구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어, 굉장히 다양한 요리가 이게 뷔페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 태평양 바다에서는 틸라피아 요리가 꽤나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저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연어구이 크, 연어구이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먹을만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연인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는 거죠 어 연어 빨리 익어라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거의 몇 인분이야 와 이렇게 해서 연어 요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! 도시도시란거 보세요.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약간 워터파크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호텔에서 놀면서 그냥 워터파크까지 즐기시고 아주 재밌게 보내시면 돼요. 이 완벽한 뷰를 딱 보면서 연어 고기를 한입 꿀꺽 꿀꺽 어 이거는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품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손님분들께서 원하시는 물품을 마구마구 구입,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역시 명품관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물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아니 이것은 저희 매장에서 딱 한 켤레만 준비되어 있는 2018 시즌 레미티드 에디션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자 이쪽에서 이제 계산하고 가시면 돼요 이거 얼마요? 바로 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호텔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우와! 이렇게 야자나무 숲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<laughs> 제가 약간 신선 노름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손님 여러분들 을 위해 특별히 코코넛 하나 따드릴게요 꽉꽉 꺾거나 야 지금 막 다운 코코넛이거든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달아요? <laughs> 저희는 워터파크와 그리고 호텔의 일체 결합형 호텔이기 때문에 그냥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즐기시면 됩니다 자오늘 이렇서 특급 수상 호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<laughs> 어떠신가요? 이런 호텔 있으면 한번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?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생존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